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이번 프랙티스에서는요 지난 레슨에서 배웠던 베이스 C 그리고 2도 사켄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여음이죠 그리고 스키 3도가 들어있는 곡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캘린더 송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starts on C and left hand starts on G. Ready? One, two, three, go. C, C, C, two. C, step up, up, up. G, G, G, two. 96 92에서 같이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Ready? 1, 2, 3, go C, C, C, 2, C 빠른 템포인 120 120에서 갈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1, 2, 3, go! 번째 노래입니다. Play a little samba. hand position을 보면요. right hand는 D에서 시작하고요. left hand도 어? 무슨 도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bass C가 어디죠? 아래에서 두 번째 space 보다 한음 높은 D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left hand도 뒤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three, four. Repeat. Two. Step up. Two. Step up. Two. Step down. Two. Step down. Repeat. Step up. Repeat. Step up. Two. Step down. Two. Left hand. Up. Up. Down. down two three four tied two three four 자 오늘 여기서는요 tie 붙임줄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옷을 이어주는 것은 붙임줄이고요 다른 옷을 이어주는 것은 이음줄입니다 이음줄은 부드럽게 치라는 뜻이고요. 붙임줄은 붙여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노릇 치지 않고 1, 2, 3, 4 그리고 계속 눌리고 있으면서 1, 2, 3, 4그 박자만큼 눌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레슨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템포 88 88에서 갑니다.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D Left hand on d too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step up. tempo 108, 108이에요. Fine hand position. One, two, ready, play. Two. puppies and goofies 여기서는요 skip 3도를 가지고 곡을 배우는 겁니다 Find hand position Right hand starts on C 오른손은 C에서 시작하고요 Left hand 왼손도 C bass C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time signature, 박자표가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한 마디 안에 세 박자씩 있습니다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Fine hand position 자, 천천히 가볼게요. Play in slow tempo Ready? One, ready, go! See, see. can see Skip, skip, repeat Skip, skip, step up, up Down, down Two, three, repeat Skip, skip, tree Skip, skip, three Step up, up, up Two, three, left hand C 하면서 굉장히 헷갈려요. 기둥이 올라간다고 노트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기둥이 내려간다고 노트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note head. 음표를 잘 보셔야 해요. 음표가 올라가나 내려가나에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지 기둥이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요. 템포 80, 80에서 한번 쳐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ready, go. One, two, three, left and see.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갈게요. Tempo 100 100에서 쳐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C, C Ready? One, ready, go! 굉장히 많아요. skip 올라갔다 또 repeat 한 번 더 반복하고 skip 올라가서 반복하고 skip down 그래서 skip, repeat, skip, repeat 이렇게 계속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같이 쳐볼까요? Find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Left hand is also on C 오른손과 왼손이 다 C에서 시작합니다. Ready? One, two, ready, go. See, repeat. 마지막에 가면 repeat sign 되돌이표가 있어요 이 repeat repeat이죠 you have to play it again 다시 치라는 뜻이에요 어, repeat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repeat 잘 생각하셔야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빨리 가볼까요 tempo 88 88에서 쳐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left hand on C2 두 손 다 C고요 ready one two three go see Ricky. Chapter 16, 박자 116입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레슨 2에 있는 곡을 계속 연습하시면서요. 프 r 티스에 있는 네 곡을 같이 계속 병행해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곡을 연습하는 동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베이스 C 그리고 s e n d 2도죠. 그리고 스키 3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 t e m s 기둥이 올라간다고 노트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기둥이 내려간다고 노트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주 남은 시간까지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은 레슨 3에서 뵙겠습니다. 안녕